하늘로 주가 부르셨네 주께서 항상 만족함 되시리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네 형제를 물된 동산으로 다 부르셨네 메마른 곳에서도 두렵지 않네 자매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네 주님의 밟는 곳마다 임하게 되리 주님의 성길이 우리를 통하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 죄를 물댄 농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메마른 곳에서도 두렵지 않네 자매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네 밟는 곳마다 임하게 되리 주님의 손길이 우릴 통하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리 당신을 통해 새롭게 되리